면을 씹기에 매우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모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턱 때문에 지원도 제대로 잘 못 해봤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표정도 좀 어색하고 사진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턱만 들어갔으면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턱 수술을 위해서 수입이 좀 좋아가지고 바텐더를 하게 됐습니다. 윤영규 씨가 가장 그 불편함을 호소한 것은 바로 주걱턱입니다. 본인도 그걸 신경 쓰기 때문에 버릇처럼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어, 턱은 부정교합을 고치는 양악 수술 그리고 콧대를 오뚜가기 올리면서 코끝을 이제 자가용 걸리식을 해서 허락해 주신. 이제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 반대 교합도 정상 교합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면 윤곽술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좁고 슬림한 좀 매끄러운 턱선으로 바꿔드렸고요. 보다 오똑하고 날렵한 그런 콧대로 만들어드렸고요. 이제 눈매결 정수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눈으로 이렇게 키도 워낙 크시고 목도 기시고 예. 어깨도 좋으셔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탑 모델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